Oh, let me up with a bright smile on oh, now. Put me in the door, the one the people, you're the one and only you know Want to be with you, call my name love, ooh Somebody else and that is you, ooh, ooh Falling with you, not the only one doing me You already feel it there Give me a little more dark in the spotlight 캄캄한 밤에 나 홀로 너를 생각하네 이런 기분 설명할 수 없어 원래 이만쯤 너와의 여행을 생각했었는데 yeah, 네. yeah. 예. know 그날의 나는 내게 너무나 서럽겠지 내 맘과 다르게 너에게 상처를 줬으니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했던 너에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너와 나 올라서게 만들었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지 난 모르겠어